잘 기다렸어? 오구 예뻐라 콧물 떨어질 것 같다 오리랑 누나가 좋아하는 치킨 엄마 잠깐 다녀올게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엄마 말을 두 개 이렇게 잘 들었죠? 우리 애기가 잘 들었어요? 잘 기다렸어? 오, 오구 예뻐라 콧물 떨어질 것 같다 콧물 떨어질 거야? 누나 너무 잘했어 엄마 기다려라 하면 기다리는 거야 우리 먹을까? 간식? 간식 먹을까? 제발 엄마 아빠 좀 잘 기다려